여기 사람 해보시고 또리 네 갔다 볼게요아 여기 이거 어 고양이 오케이 오토파시로 탐, 아, 탐순잔. 여기. 안녕하세요. 어, 귀여워요. 안녕하세요. 혹시 모노레일 여기 네, 예. 있어요? 네. 앞만 보고 가면 이정표 있으니까 누가 네. 물어보지 마. 물어보지 마요. 앞만 보고 가면 되니까 어. 물어보지 말고 가라. 네. 왜냐면 이정표가 계속 있으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리. 또리. 또리. 도리 오 he likes me 나 좋아했어 도리 도리 도리 아가씨야. 네모는애그 문어 그거 하무 썩어 삐겠다 이거 어 뭐예요? 문어 문어 문어 맞아요 어 근데 그거 그냥 올라갔다 내려오고 다 하면 썩어 버리겠다 썰어버리겠다 유진도 킹워크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걸 삶아 혹시 혹시 어. 이거 샀어요 이거 요리 하, 요리 할 수 있어요. 먹어요. 요리 이거는 아, 쌀만 먹으면 될까요? 쌀아 예, 먹어요. 삶아서 물에 삶아요. 물 넣고 불 네. 떼갖고 팍 삶아요 먹어요. 그건 이 숟갈라 떨거나. 어 그럼 뭐, 먹어도 될까요? 센 거는 못 먹는다. 어, 새로운 거 못 먹는 거예요. 이거 누가 삶아 죽이고? 이거 누구? 이거를 어. 불때 삶아 우리 길에 있는 사람들 어디서 삶잘 먹게 잘 먹었어요. 음. 음. <laughs> 먹고요. 나 한국말 못해요. <laughs> 미안해요. 친구가 주더라 친구가 줬어요. 네, 친구가 줬어요. 어, 바이. 아니, 내가 아, 너, 홍콩? 네. 어, 어떻게 하나요? 아, 똑똑해요. 네. 너무 똑똑해요. 혼자 왔어. 네, 맞아요. 아이고. 혼자 왔어요? 네, 맞아요. 어, 그,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알아요? 외국 사람. 어, 외국 사람. 네. 아, 그럼 그거 그거 오징어 먹어 먹어요. 집 여, 여, 여, 어, 먹어요. 오징어 아니고. 아 오징어 아니요. 낙지. 아. 문어. 아 문어 문어. 아 문어 문어. 문어. 문어. 그럼 내려오면서 깎아 내려. 아 요거로 요 걸어놓기게나 뭐야? 먹고 싶어? 아 먹고 싶어요. 내려오면서. 네 네. 요로 깎아봐. 네. 네. 할머니가 네. 많은데 어 진짜요? 여기 많잖아 어. 근데 할아버지 보고 쌀물에 어 쌀물에 요리하래 어 요리 알아요? 어, 예, 할머니들이 아, 네. 나보고 네, 네. 요리하래 어 요리 저 잘해요 할머니 보고 쌀물 저렇게 아. 아. 할머니 요리 잘하거든 수업때 시급이고 안티가 쌀물 저기서 아 내려오고 내려오고 어, 네. 이정표 이정표 오케이 네 이정표 또 이정표 어, 네, 또 이정표 어, 오케이 오케이 또 이정표 어, 오 가요 오케이, 오케이. 그, 음. 계속 가요 어, 오케이. 오케이. 다시 올 거예요 이따가 저러 갈 아, 거예요 갔다 네, 갔다 아, 올게요 갔다 감사합니다 다가가 네. 네 오케이 와, they got my octopus oh, I forgot 어어, 어머, 어머, 모노레일 모노레일 여기 Nope. 원노래. 와, 그, 그 할. 와, 그, 그 할. 하지만 하이 할아버지는 한국 사람 할줄 알아요. 진짜 대박이네. 혼자 놀았어 힘들다 됐어? 아, 거기 사람 있어요 안녕하세요 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A few moments later. 여기요? 여기 기다려요? 대처마을이야! 이제야 도착했어! 트수 스팀마켓 여기요 혹시 안녕하세요 제가 기... <laughs> 기모 찾았어요 제가 네 어, 그, 제가 거기 이렇게 왔어요 아 <laughs> 저는 큐치예요 큐치예요 모노레일 예 모노레일 아. 메타 네 아, 탑승장 탑승장 타는데 아네 여기 모노레일 아 모노 아 왜, 오렌쪽이요? 오른쪽 어 제가 지팅 갔어요 아 고고 하지 말고 고고 <laughs> 쪽으로 아, 오케이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다녀와요 네알어요아 여기 오렌쪽인다 아 여기 아가 아, 왔어요 나 지팅 갔어요 아 여기 Holy fuck また Oh my god めっちゃあった何十個何十個っす 아 잠깐만 와 미쳤다 아, 물건은 많아요 <laughs> 와 너무 t 디